TNT is everything is awesome. 오늘의 TNT는 모든 것이 굉장해요입니다. If everything is awesome, everything is great. 만약 모든 것이 굉장하다면 모든 것이 멋지다는 거예요. Everything means all things.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Awesome means great. Awesome은 멋지다, 굉장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So, if everything is awesome. 그래서 모든 것이 굉장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멋지다는 걸 의미해요. Live a awesome life. Live your best.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최고예요. So, remember to keep saying everything is awesome. 그러니 모든 것이 멋져요?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기억해요. Let's practice today's TNT. Listen and repeat.